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동말레이시아 사바주에 위치한 외딴섬 만타난이 와있습니다 여기가 꽤 외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의 몰디브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? 자 그래서 우리 케일에서 같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뿅! 타고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. 그럼 다음 공항에서 또 봐요. 파킹 가봐요. Kinabalu, yeah? Thank you. Hello, good morning, Kota Kinabalu. Thank you. Hello, sir, good morning, sir, Kota Kinabalu, yeah? Welcome to Sabah. Sabah. Sushi. And half hour. So you can sleep. Tido. <laughs> ya. Kenapa? Sudah pagi-pagi pagi dan tenang. ¿Qué gallo? ¿Gallo? Okay gallo means okay kakawan. Okay kakawan? Yeah. What does mean? Okay, okay gallo. Look at those palm trees, damn!